you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불타는 고추 자장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소고기 스테이크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라흐라힘 비스밀라라흐마라힘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이 잘 먹었습니다 스테이크가 진짜 잘 익었어요 엄청 맛있어요 이 불타는 사장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